케이스를 가고 있는데 바람이 오늘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았는데 영상 보니까 바람이 많이 안 부네요 지금 가는 곳은 다운타운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오래전 식민지 시절 영국 여왕이 노예들을 강제노역시켜서 만든 장소라고 합니다 Good afternoon. 앞에 보이는 초록색 건물은 바마 경찰청입니다. 가는 길이 되게 시골길 같아가지고 범죄가 있는 곳이라서 조금 쫄리긴 해요. 폐가도 되게 많아요. 덴티스트라고 써있는데 치과하다가 망했나봐요. 망했나봐요. 안에 들여다봐도 뭐 아무도 없고 다 폐가예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폐가 이런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행 유튜버들 영상 보다 보면은 아니 위험한데 폐가에 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왼쪽에 바로 목적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이런데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해외에서는 외국인이 항상 약자거든요 괜히 꼬투리 잡히면 곤란해 게다가 이쪽 나라에서는 아시아인들을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은 저만 손해예요 아니, 안에 둘러보는데 저 앞에 빵이 보이더라고요 아 누게 누가 있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hello 인사했어요 아무도 없고 완전 폐가예요 다 부서져 있고 창문도 없고 밤에 오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밤에는 아예 안 오지 빵이랑 가방이랑 보이잖아요 누가 분명히 여기서 잠을 자거나 한다는 거죠 사실 빵주에 놀까봐 빨리 걸어 나왔어요 괜히 만나서 자기네 집 침입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창문도 없는데 자기네 집이라고 하면 드디어 다 왔네요 여기가 퀸지 스테일케이스 입구고 바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How am I not supposed to put it on the take too long? I think take too long. Take too long. Yeah. Put them together, put it together, take long. 사실 이곳은 1793년부터 94년까지 바하마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진 계단길입니다. 석회암 재질로 이루어진 돌을 망치와 정 같은 간단한 도구들만 사용해 깎아내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라쏘 다운타운에서 포트 핑캐슬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이게 다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이라고 해요. 손으로 만들어서 정교하지는 않지만 웅장한 자태는 만들었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Yeah. Uh, yeah, Take a video. duretense. 떠나기 전날 밤에 키미테를